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관 사제 보살 행시 반야 바라밀타 시에 조견농 개공두어 일체 고액사리자 색불리공공부이세택적시공 공적지세 무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은 무색성양 미척법 무한개 내지 무의식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진무노사영무노사진무고진멸도무지영무도 오래살타에 반야바라 밀타고심 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정도 망상 구경 열반 삼세제불에반야바라밀타고덕안욕따라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상주 신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옷을 반야바라밀타주 적설 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세 서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세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세 사바 반야 바람이 일타 신경관 자재 보살 행시 반야 바람 일타시에 조견농 개공두어 일체고액사리자세 뿌리공 공부리세 택적시공 공적지세 상행시 역부여시 살위자시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음 무색성양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 무무명영 무무명진 내진무노사영무노사진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덕이 무소득고 오래 살타에 반야바라 밀타고심 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정도 문상 구경 열각 삼세제불에 반야바라밀타고덕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상주 신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옷을 반야바라밀타주 석설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 사바 사봤냐 바람이 일타 신경관 자재 보살 행시 안냐 바람 일타시에 조견농 기공두어 일체 고액사리자 색불리공공불리세택적시공 공적지세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제복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음 무색성양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진무노사 영무노사 진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덕이 무소득 공어 리 살타에 반야바라 밀타고 심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정도 만상 구경 열반 삼세제불에 반야바람 밀타고덕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람 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상주 신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꽃을 반야바람 밀타주 적설 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서바 왔냐 바람 일타 신경관 자제 보살 행시 안냐 바람일타시에 조견농 개공두어 일체고액사리자세 뿌리공 공부리세 택적시공 공적지세 수상행시 그 역부여시 살휘자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 행식 무한이 비설신음 무색 성양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진무노사 영무노사 진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이 무소득구어 오래 살타에 반야바라 밀다고심 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정도만상 구경열방 삼세제불에 반야바라 밀타고덕안역따라 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라 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시무상주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옷을 받냐 바람일타주 적설주알 아제 아제 바라 제 바라승 아제 모세사바 아제 아제 바라 제 바라 승아제 무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무제 사바 사반야 바람이 일타 신경관 자재 보살 행시 반야 바람 일타시에 조견농 개공두어 일체 고액사리자 색불리공공불리세 택적시공 공적지세 무상행시 그 역부여시 살리자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 행식 무한이 비설신음 무색 성양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진무노사 영무노사 진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살타에 반야바라 밀다고 심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정도만상 구경열반 삼세 제불에 반야바라밀타고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상주 신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옷을 반야바라밀타주 적설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 사바 바라, 바람 밀타 신경관 자재 보살 행시 안야바람 밀타시에 조견농 기공두어 일체고액사리자 색불리공공불리세택적시공 공적지세 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음 무색성량 미척법 무한개 내지 무의식 무무명영 무무명진 내진무노사영무노사진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덕이 무소득고 오래 살타에 반야바라 밀타고심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만상 구경열방 삼세제불에 반야바라 밀타고덕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라 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상주 신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옷을 반야바라 밀타주 석설주알 아제아제 바라 아재 바라승 아재 모세 사바아제아제 바라 아재 바라승 아재 모세 사바 아제아제 바라 아재 바라승 아재 모세 사바 사반야 바라밀타 신경관 자재 보살 행시 반야 바라밀타시에 조견농 기공두어 일체 고액살이 자색 부리공 공부리세 택적시공 공적지세 상행시 역부여시 사위자시 제법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음 무색성양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진무노사 영무노사 진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이 무소득고 오래 살타에 반야바라 밀타고 심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정도 망상 구경 열방 삼세제불에 반야바라밀타고덕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상주 신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꽃을 반야바라밀타주 적설 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왔냐 바람 일타 신경관 자재 보살 행시 안냐 바람 일타시에 조견농 개공두어 일체고액사리자 색뿌리공공불리세 색적시공 공적지세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위자시 제법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음 무색성양 미척법 무한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진무노사 영무노사 진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이 무소득 부어 보리살타에 반야바라 밀타고심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정도 망상구경열방 삼세 제불에 반야 바람밀타 고덕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고지 반야 바람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 상주 신무 등등주 능제 일체고 진실부로 꽃을 반야 바람밀타주 적설 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봤냐 바람이 일타 신경관 자제 보살 행시 안냐 바람일타시에 조견농 개공두어 일체고액사리자세 뿌리공 공부리세 택적시공 공적자 무상행시 그 역부여시 살회자시제복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 행식 무한이 비설신음 무색 성양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진무노사 영무노사 진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이무소다 오래 살타에 반야바라 밀다고심 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정도만상 구경열방 삼세 제불에 반야바라밀타고덕안욕따라 삼약산보리 고지 반야바라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상주 신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옷을 반야바라밀타주 적설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 사바 타신경관 자제보살 행시 안야바라밀타시 조견농 기공두어 일체고액사리자색 부리공 공부리세 택적시공 공적지세 무상행시 역부여시 사회자시 제법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음 무색성양 미척법 무한개 내지 무의식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진무노사영무노사진무고진멸도무지영 우리 살타에 반야바라 밀타고심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망상 구경열방 삼세제불에 반야바라 밀타고덕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라 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상주 신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옷을 반야바라 밀타주 석설 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세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세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삼냐 바람 일타 신경관 사제 보살 행시 안냐 바람 일타시에 조견농 개공두어 일체 고액사리자 색뿌리공공불리세 택적시공 공적체 공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음무색성양 미척법 무한개 내지 무의식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진무노사 영무노사 진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이무소득고 오래 살타에 반야바라 밀타고심 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정도 망상 구경 열방 삼세제불에반야바라밀타고덕안욕따라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상주 신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꽃을 반야바라밀타주 적설 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 석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 사바 바람밀타 신경관 자재 보살 행시 반야바람 밀타시에 조견농 개공두어 일체고액사리자세 뿌리공 공부리세 택적시공 공적 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복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음 무색성양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이 무명 영모 무명진 내진무노사 영무노사 진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이 무소득어 오리살타에 반야바라 밀타고신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정도 무상구경열각 삼세제불에 반야바라밀타고덕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상주 신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옷을 반야바라밀타주 적설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서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서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세서바 왔냐 바람 일타 신경관 자제 보살 행시 안냐 바람 일타시에 조견농 기공두어 일체 고액사리자 색뿌리공공불리세택적시공 공적지세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복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음 무색성양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진무노사 영무노사 진무고진 멸도무지 영무덕이 무소득 보리살타에 반야바라 밀타고심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정도 망상구경열반 밤새 제불에 반야 바람밀타고득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고지 반야 바람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 상주 신무 등등주 능제 일체고 진실부로 꽃을 반야 바람밀타주 적설 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서바 라 아재아재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재 사바